이게 여러분들 시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자웅을 겨루는 스파링과 대결일 뿐이에요. 우선은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신경 씁니다. 항상 지금까지 부상 없이 안전하게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대방이나 도전자가 너무 아, 상태가 안 좋으면 저희가 스파링을 중지합니다. 최대한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스파링을 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차동우라고 합니다. 우선 저번에 길거리 싸움짱이랑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번 도전자는 몸도 좋고 그런 것 같은데 자꾸 어떤 취지로 여기에 스파링 요청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 스파링 하신 요청을 제가 다 부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댓글에도 스파링 하자고 할 수 없을 만큼 해볼 생각입니다 경기도 용인 살고 있는 김성균이고요 35살이고 운동하는 사람들 다 족박 같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가지고 와갖고 다이다이 한번 까고 싶어 와왔습니다 태권도 선수랑 권투 선수랑 싸워봤고요 태권도 한 사람은 못 다가가겠더라고요 뭐 얼굴 엄청 터지다가 그냥 하고 잡은 다음 에 엉어뜨린 다음에 비 오는 날 먼지나게 패스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일반인인데 지나가다 어깨 부딪히거나 아니면 약한 아, 내 친구랑 시비 붙어갖고 때려주거나 큰 금액 말고요 다 뭐 한 200, 300씩 화면으로 봤을 때는 등치도 크고 그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좀 애기 같아가지고 제대로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버스! 고맙습니다. 你给我 아, 아까 그렇게 투내고 했는데 뭐 호랑이가 잠깐만 손좀 손좀 쉬고 이따가 와 이러고 싶은데 여러분 아우 무섭네 여기 박스 밀렸어 뭐. 왜? 그 아. 방심 방심 엉덩이 때려줘 아, 아 그건가 아. 뭐. 네. 그렇지 뭐, 때려 때려 때려 조준다 <laughs> 때려 어, 뭐야 나 죽고 있다 음. 자, 불에 수업 수업 정영 정영 이게 썼는데 수업 아우 썼는데 아, 어. 아. 용기 있어. 들어들어그냥뛰자맞춰 Yeah. 박수 박수. 박수. 아니 오히려 지금 <laughs> 생각보다 많이 고전했어 오늘. 어? 내가 봤을 때는 저번에 깽까마 그 2천만 물어준 그 친구하고는 할 때하고 지금 완전히 지금 말렸어요. 지금. 말린 요인. 그냥 울것 같은데 지금. <laughs> 그냥 우는 거 아니야 지금 포메리안으로 지금 펄펄 할것 같은데? 아 저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laughs> 이거 뭐, 뭐 던지 물어오는 거 아니야? 아 저도, 저도 기억할 수있습니저엎드서할수 있습니다 어 어땠어 지금? 너무 어려 보이고 그래갖고 동생 같은데 어떻게 때릴까 했는데 매트 맞아보니까 동생이고 나발이고 MMA 한 친구들한테는 덤비면 안 되겠구나 근데 아까 뭔가 좀 아쉬웠었나 봐 글로브를 막 던지더라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 아니 얘기해도 돼 얘기해도 돼 솔직히 제가 한 대도 못 때린 것 같아요 지금 음. 지금 기억도 안 나고 뭐가 맞아갖고 어. 속 시원하게 한 번도 못 때린 것 같아갖고 한 번만 때려야지 한 번만 때려야지 이러면서 계속 따라가는데 어. 만화에 나온 것처럼 싹싹 피하고 어. 그 다음에 쉴 때는 아 힘들다고 힘들다고 그러고 아 이제 지쳤나 보다 이번에 한 대 때려야지 이러면 또 리셋해가지고 어. <laughs> 또 때리시고 어. 그래고한 대만 때려야지 했는데 뭐 종이 울렸는지 끝났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운동 안 배워갖고 좀 버릇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제 기억상으로 제가 8대 정도 맞은 것 같은데 띵한 <laughs> 적이 한 4번까지 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숙이고 있는 것만 기억밖에 안 나가지고 앞으로 밖에서 싸울 일 있으면 구루선부터 나와가지고 경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많이 겸손해질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니 뭐, 뭐 아, 아, 아, 집에 집에 가면 바로 있습니다 아, 아니 아니 가면 좀 해야 돼 차에서 예. 먹어 대한민국 버릇소잘 사느라고 진전하면 자지 말라고 아, 감사합니다. 좀 영광입니다. 제가 어, 어렸을 때 엄청 좋아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수고하세요. 칠남매 제가 칠남매 다섯째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빠가 저렇게 살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냥 막바깥스 뭐 하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 크러치를 밟아야 되는데 아이스팩을 좀 하면 좀 빨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챙겨주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가장 아빠들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대신해서 응원합니다. 화이팅! 내가 사랑하는 나의 와이프 아라마 강민이랑 도희랑 키워줘서 고맙고 내가 앞으로 잘할게. 사랑한다. 강민이는 나의 아들은 아빠처럼 살지 말고 내 딸은 좋은 남자 만나고 행복하길 바란다.